불을 먼저 끄지 끌게요. 아, 기다려 기다려. 어 꺼. 불 먼저 끄면 짠. 어 저건 또안 돼. 뭐야? 아. 아. 어, 됐어 어, 됐다. 어. 핸드폰 불빛이 너무 강하네. 어. 내게 내게 그러네. 만차시. 다한데 치워. 형나그 동영상 보내줘요. 두개 치워. 갔다 올라갔어? 응 7로 올라갔어 됐어 끝났어 아 근데 이 각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쩔 수 없어 동영상